¿Plátano? Sí, plátano. Hola chicos y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en nuestro canal de pareja Ahorita vamos en el coche rumbo a un restaurante de sushi que se llama Sushi Go De hecho es una cadena que tiene eh, tiendas en varias partes de México y aquí en Tampico hay una Y vamos a ir ahí a que Hayato pruebe por primera vez en su vida sushi estilo eh. mexicano. Hemos estado esperando este momento. La verdad es que por una cosa o por otra no habíamos podido grabar este video donde Hayato por primera vez va a probar sushi que es como estilo mexicano o americanizado ya que el sushi es muy diferente allá en Japón de hecho entonces pues es la primera vez que él va a probar el sushi mexicano, vamos a ver qué le parece, ojalá le guste. La verdad es que yo estoy nerviosa porque él no come muchas cosas como queso, casi no come. Sí, aquí es. Y tampoco come mucho aguacate y le ponemos mucho de eso al sushi mexicano así que vamos a ver cómo nos va en el video de hoy vean vamos llegando a Sushi Go es aquí en esta placita buenas tardes Ya nos entregaron el menú. Estamos en Plaza Campestre, me había olvidado decirles el nombre de la placita. Vamos a ver qué hay, Hayatito. 데코레이션 너무 예뻐요. 지금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도 많고 피쉬도 있고 Pecera, hay una pecera. 베, 베, Peces. 베, 베, 베르카도? 벨사도? 베카도? Pescados. 페 interrumpa. Pueden también pedir las bebidas, tenemos unas noticas eh, margaritas, se ven muy padres, llevan chamoy. Ah, Yo sí quiero una, pero no, no, es un machín suizo. Ok. Margarita ¿Margaritas? ¿Margarita? Sí, con de... No, no, no. ¿Sí? ¿Les puedo mandar unas más? Sí, gracias. Va a tomar alcohol el hombre. Vaya tu ramen y son. 예, 라면 먹으면 안 되지 여서도 있고 스프링 롤스 o m o s fans de los s p 여기 스시집이 아니야? No, hace u 아, 근데 일본 스시집에 가도 우동도 있고 라면도 있고 아. 아, 그런 거 있겠네 맞아 맞아 네네네 대빵야끼 대빵야끼 사시미, 니기리 나 먹고 싶다 어떡해 이거 시키면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완전 일본스러워 시, 니기리 이거 니기리 일본스러운 근데 이거도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일본에서 스시 많이 먹었어 씨당니히 네. 진짜 좋아했어 매주 한번 스시집 가고 있어서 어 포켓볼도 있고 포켓볼 음 근데 여기 씨 <laughs> 이거지? 이거 메인인 거야 오늘 씨 그치? 아보카도? Pero en tabla okay. Tiene a l e r g i 있어 오케이 They have mango, kiwi, coconut tropical sushi 에스페시아레스 sí 이거 스페셜 이거 하나 시키면 좋을 것 같아 보통 뭘 시켜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르지 그거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지 ¿Cómo se llama? margarita Margarita, no pizza, margarita, No, ah, no. coco. Sí, qué Ay. rico. ¡Salud! Es la primera vez que Hayato va a probar una bebida así también. 어떻게 먹어요? Conocer una experience mana. Igoro. 뻣뻣해? 음. 너무 맛있어. 어때? 음, 맵지 맛있어 않아? 맛있어 맵지 않아? 맵지 아, 다행이다. 음 그릇이 Vamos bien, empezamos bien. Pero una g e 무서워. 왜? 우리나라 스시랑 일본 스시 너무 달라. 응? 근데 일본에서도 이런 갈포르니아 롤이라고 아, 그래? 그런 거 있어. American style 수시라고 하면 되나? 아 응. 이런 거 있긴 하니까 먹어본 적 없지만. 아! en picante. Muy bien. 아니야, 가족도 좋아했어? 토니만. 아, 오케이. 우리 아빠 아시아 음식 많이 안 좋아해. <laughs> 우리 집에서 하얗고 요리하면 모두 먹어. 아빠만 빼고. 음, 이해해. 너무 어려워. 네, 너무 달라. 야. 근데 우리 엄마, 언니, 토니 아시아 음식 좋아해. 아이. 네. 천천히 천천히 나도 그렇고 천천히 보고 뭐 이거 알고 있어 많이 맞추면 이따가 할때 Vean qué rico sabe esto. 이거 똑같이 생겼어 일본이랑. 네, í sí, sí. 와사비 안에 있을까? 아니라 no, no, 여기 옆에 있어 어떤 우리나라에 옆에 있어 와사비 너무 세 안좋아하는 사람 많아 excelente. Mm. Mm. Mm. Ah, 미네가 있는데 이거 그냥 밥인 거 같아 그치? 이건 니기리라서 니기리도 있어? 아 그래? 응 음. 어? 음! 우나기 맛 똑같아 음! 라면이랑 음. 라운드 라운드 나 아, 스프링롤 노 나도 너무 좋아 Sweet chili. Sí. Ahí va, va, va. Tania versus Primavera Roja. No son los que no Disculpa. ¿eh? ¿Esto? 음, 잘됐어. 음,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어. 진짜 맛있어. 친라는 한도료 음, 나는 일본식 젓가락 이용 나무로 만든 거연하고다니아는 한국에서 배웠으니까 한국식 젓가락 넣고 변해 c r a y i a s un tuxpeño, gracias. Y un rey g r a c i a q u é es esto? ¿Qué es esto? 이거는 뚝스페뇨 롤이라고 해요. 뚝스페뇨. 뚝스페뇨. 뚝스판 멕시코 도치. Mm, okay. y su chichi. Kudochi es osequioso. Oh. Por eso yo especialía digo frigo banana y son. ¿Eh? ¿Plátano? sí, plátano. ¿Qué es eso? Tenía un gumeso. Higo y chips especial era un sneaker. Hayato chukum, hanaman mogopua. Banana pego. Banana y soyachi. Banana y chumbuchiro. Ok, coro mi amigo mogopua. 나는 뚝스페니부터 시작할게요 오케이 comencemos 맛있어? 이상하지 않아? 밥이랑 과일 Why not? 야떡한테 이상하지만 일본에서 내가 딱 먹으러 갔을 때 그랬어요 어? 네? 아니 이상한 거 너무 많아서 어떤 거? 아니면 tortilla 차가워서 아니면 이상한 소스 네? 네. 그렇지? 근데 내가 좋아서 그러면 이거 먹을 거야 네, 이거 먹어 레기오 레기오 레기오 밥, peso y carne y chile 그치? 칠레 없어 아마 아니야 있어 아 있어? 베르데 아 sí 이따키마 와사비 아, 와사비 아니라 찔리다 찔리 뭐? 음, 맛있어. 이거 또 좋아서. Interesting? Interesting. 맛있어, 맛있어. 음. 나도 처음에 이런 매운 수지 먹어봤어. 근데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 뭐 이렇게 왜? 뭘 필요해? 이거 먹어도 맛없어. 어? 아, Agua Chicos, yo comí bien rico. Bien, bien rico, estoy bien llena. Spring roll, hometown, gordo. Estoy lleno. Sí, pedimos un helado de tempura de postre y ahorita lo estamos esperando. La verdad somos bien fans del helado de tempura, es delicioso. 그리고 가야토다 괜찮아서 잘 먹었어. Sí, 잘 먹었어. 맛있었어. Sí, yo comiendo después de que se chilo. 근데 메뉴가 너무 많아서 아하. 제가 선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Sí, sí, sí. 그래도 뭐 비슷하지만 조금 역시 다른 부분이 있어. 내 생각에는 멕시코 음식이랑 일본 음식의 하나의 차이는 알게 된것 같아. 뭐예요? 일본 음식은 이제 음식에 뭔가 소스가 있어. 멕시코 음식은 먹기 전에 소스를 씻거나 아니면 뭔가 살사 넣거나 이런 식으로 먹어 네. 그게 너무 달라 그게 그 스시에도 나왔어 그 미네가 없었잖아요 밥에 네. 그리고 spring roll 일본에서 먹을 때는 조금 더 약간 설띠 근데 여기는 약간 그 칠리 소스 찍어서 먹으면 딱 맛있어 그래서 그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음. 사실 내가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 처음에는 어, 잠깐만 와 스트레스 왔어 Está enorme Wow Muchas gracias Qué rico Muy grande Vean esto, qué rico chicos Wow Provechito Provechito 음. 왜 이렇게 맛있을까? Chicos, si están en Tampico, Madero Altamira, les recomiendo aquí está bien rico. 힘들었어 음식 차 때문에 왜냐면 뭔가 나한테는 조금 싱거웠어 음식이 다 그래서 조금 소금 넣거나 블랙페퍼 넣거나 일본 음식 생각보다 salty 아하, uh -huh, it's very salty uh -huh. 그래서 그리고 나도 약간 진한 맛 너무 좋아해 그것도 있어서 뭘 먹어도 뭔가 그랬었어 condenando un Gilbónica soltera, toca tomar y sosa. 무슨 무슨 뜻이야 그거? 약간 그 다치? 아, 나 fish. 음식 그 다치 맛 있어서 나한테.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 나는 아마 6개월 정도 걸려서 일본 음식 좋아하게 됐을 때. 아하. 지금 나는 잘 먹지만 처음에는 그랬었네. 맞아.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많이 쌀이 빠졌다. 있고 걱정해 주시는 분? 있었어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응. 살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단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 제일 큰 이유는 코로나지 내가 여기 와서 한 달 후에 코로나 걸려서 그때 미각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뭘 먹어도 똑같은 맛 감자 먹어도 닦고 먹어도 일본 음식 먹어도 과자 먹어도 다 똑같은 맛 그래서 먹는 거에 많이 관심이 없어졌고 이제 먹는 거 너무 싫었어 뭘 먹어도 똑같고 뭘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먹는 거라서 이제 너무 귀찮았어 먹는 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먹는 양이 조금 씩씩씩 시 그런 것 같아 네, 진짜 나 그때 고민 많이 하고 있었어 일단 가자도 모르는 음식 너무 많아서 그래서 처음에 먹어볼 때 다 이상해 나는 이런 경험 알아 근데 그거 플러스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맛 나는 길수 어서 진짜 많이 많이 살이 빠져서 그때 네. 그때 진짜 깼어 근데 난 그거 몰랐거든 내가 알게 된게구다라하라 여행, 에서 아. 호텔 안에 있었잖아 네. 그래서 어 무겁게 나 지금 몸 얼마나 있을까 그냥 했는데 10kg이었어? No 40 40 49 40 46kg이었어? 아이고 어떡해 거의 나랑 똑같대 <laughs> 뭐요? 그때 많이 그런 코멘트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직 너 나는 인스타그램에서 너 이런 코멘트 받아 아직도? 아하 왜 화려도 이렇게 많이 살이 빠졌다고 아직도 그렇게 보여? 아직 너무 날씬해 보여 근데 원래부터 그래 See? 이유 두 개는 내가 원래부터 그런 몸이에요 대실이 그래요 내가 살 찔 수 없어요 음, 음. 좋겠다 See? 뭘 먹어도 다리 안쪄 골도 되고 싶어 같이 나 하얏트 만났을 때 한국에서 엄청 많이 먹어 있었는데 얼마나 먹어도 항상 날치는 사람이었어 시. 얼마나 먹어도 안돼 내가 시. 이거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맛이 너무 싱거워서 계속 똑같은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없어? 타코 하나라도 약간 여러 맛 필요해 가야 음, 음, 음, 밥이 있고 미소스도 있고 메인 음식 있고 아. 샐러드 있고 반찬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먹는 문화에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계속 먹을 수 없는 거야 네. 근데 네. 요즘 많이 괜찮아졌어 이제 나 타코 이제 일곱 개나 여덟 개 먹을 수 있어 조금씩 조금씩 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조금 네, 이제 4개월 동안에 멕시코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배웠어, 네. 배웠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이 안 쪄도 고민을 하지 마세요 아, 왜냐면 네, 네. 내가 그런 재질이에요 진짜 <laughs> 네. 얼마나 먹어도 진짜 과자 많이 먹어요 매일매일 음. 음식도 잘 먹어 안 좋은 음식 많이 먹어 어? 과자, 사탕 근데 진짜 살이 안쪄밥 음. 그래도 muy flaquito 좋겠다. 나는 조금만 먹으면 이렇게. 네. 그래서 고민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Sí, no se preocupen. <laughs> 진짜 no Mi te mamá lo preocupes. alimenta bien, no se apuren. <laughs> No te preocupes. Sí. Chicos, ya vamos saliendo de Sushi Go aquí en Plaza Campestre. Estaba delicioso. Sí. Estamos llenísimos, de verdad. El postre fue mi favorito. Sí, súper, súper rico. De verdad se los recomiendo. Y de hecho nos dieron un código de descuento para ustedes que es HelloTania15 y nos dijeron que va a valer hasta que termine diciembre. Todo el mes de diciembre va a estar disponible, así que si quieren venir a comer rico, les recomiendo. Y pues sí, ya nos vamos para la casa. Yay es Con Miguelito. Con Miguelito. Margarita y Miguelito.